打工而已，还是。 제가 이렇게 놓을 거거든요. 그럼 이 본드를 잘 흘러요. 그래서 가운데 자른 게 아니고 약간 이쪽으로 자 흔들어주면 본드가 어,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요. 예, 균형을 잡아서 얘를